오늘 제가 할 건 바로바로 뭐냐 짜잔 저희 올리언 오버가 준비한 행운의 복권이에요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죠? 이거를 제가 한번 직접 언박싱은 아니고 약간 그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없는 관계로 이 옷걸이에 이 쇠를 이용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키는 어, 거맞네요 어, 여러분 대박입니다 네. 제가 지금 요만큼을 긁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요만큼 긁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한번 긁어볼게요 한 글자입니다 꽝? 나도 죽 꽝입니다 하지만 상심하긴 이르실 게 저희는 꽝이라고 정말 꽝이 아니라 꽝이어도 저희가 이 선물 드리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? 바로바로 바로 저희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 그림 선물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자 여기요 제가 제가 배포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받았고요 이제 나와주세요 저 1등 해야 가방에다가 이제 여러분 붙이고 다녀주세요 네. 특히 여기를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붙이고 다니시면은 정신 건강이 훨씬 이롭습니다. 네.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인이에게 토스를 한번 할게요. 패스 패스 패스 패스. 토스.